밑에 어떻게 내려가지? 찍고 가야겠네 얘도 얘네 베이스 아니야? 알고 보니까? oh shit. 기부 2야? 아우 씨 만 빼놔야겠다 맞다 있다 휠을 아직까지 밀어야 할 곳이 이렇게나 많다니 멀었구만